점수가 어? 700을 넘으시면 실패됩니다. 누가 하면 0이 나오면 돼. 어, 너야? 너야? 너야? 영화 달 영화 달라. 저는 확실해요. 진짜 미안해요. 어, 어쩔 수 없어. 형은 첫 번째예요. 왜냐면 다 못하 내가 봤을 때. 저 봐요. 심박수 0이 내가 봤을 때 너야. 인사 한번 해줘요. 너는 무사히 내려와도 그 다음에 우리가 영으로 만든다. <laughs> 형 만약에 100 딱 넘는다? 그러면 내려오는 거 아, 잡아가지고 바 진짜로. 형 정해보자 우리 그 어. 그컵 1등. 겁쟁이 나지. <laughs> 겁규, 겁규. 나 무서운 네. 얘기 하나도 모르는 거 알지? 네. 왜냐면 그런 머릿속에 정보를 안 넣으려고. 아 근데 쭌지는 어. 이런 거 별로 안 무서 안 무서울 것 같은데. 무서워 무서워요. 저. 자 여러분 누가 먼저 할까? 내가 1등 할래. 어, 어, 차라리 그냥 내가 빨리 하고 치는 게 낫지. 난, 전 남들이 두려워하는 걸 못 봐요. 자, 아까 그 여러분 힘들게 게임하셨죠? 네. 1등부터 6등. 네. 자, 지금부터 1등 누구셨죠? 저 6등이요. 일로 와, 일로 와. 육등 여기. 내형 왼쪽. 아, 설마 거꾸로 가나? 아, 거꾸로 가도. 아, 나 아, 사실 아, 제가 제일 겁쟁이에요. 아, 나 진짜 너무 저 시킬까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저혈압? 저혈압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득이에요. 네. 신나씨 몇인지 알려주세요. 네. 어? 벌써 122야. 벌써 122인데. 난 평균 몇인지 몰라. 122야, 나 벌써. 그럼 저거 가면 너190 나오는 거잖아. 그러게. 어, 떨어진다, 떨어진다. 여기가 제일 그나마 평온해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왜, 나 왜 평온해? 나 안 평온해. 그럼 진심으로 영이 누가 한 명 나와야 돼. 자기가 진짜 겁쟁이 <laughs> 그룹이라서 너무 무서워. 이게 700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아, 야, 어떡해. 미안하다, 야. 아, 이유정. 욱진아, 멀리 안 나간다. 안 무서워. 드론, 드론 위치 좀 잘 알려줘요. 미안합니다. 고장나란 사람이 당신을 미친 듯 사랑합니다 그동안 즐거웠다 아, 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또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고 난 못해 기억 안돼 일단은 못해. 우리 다주 협상 타임 한번 진행 아고 이거 사실 어. 저한테만 어. 작가님께서 말해주셨는데 어. 이거 옥진이 뭘까 근데 첫 번째 사람 보통 하고 안 하는 경우가 많긴 해 그렇죠 음. 그리고 이게 다 하면은 약간 예상이 가잖아. 그치. 음, 음 근데 한 음. 명만 하면은 진짜 미스테리하죠. 이게 뭐지? 오, 맞아. 약간 이렇게 그시청자분들그 알지? 그치. 그 어, 호기심을 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거잖아. 수 없지. 어. 살면서 한 밖에 안 할 것 같은데 그걸 오, 늘쓸 줄이야. 24살 험난하네요. 떨려! 말 시키지 마! 정신없어! <laughs> 근데 보통 사람이 음. 떨어질 때 심장마비 걸린다고 하잖아요. <laughs> 아니, 아니 진짜. 아 자꾸 왜 어, 뛰는데 <laughs> 어, 자꾸 플래그 세요. 어, 저희 저 진짜 그럼 안. 야, 그거는 안전장치 없을 거예요. 때. 이유정 미안하다. 근데 줄이 없는데? 줄 없이 하는 거야 원래. 그래? 어. 구명조끼 입고 하면 돼. 그래서 여기가 명소인가? 그냥 물속으로 떨어지면 돼. 갑자기 안 무섭다. 갑자기 안 무서워. 어. 지금 심박수 몇이야? 지금 134. <laughs> 더 올랐는데? 뛴 거 아니야? 지금 빨리 한 명. 어떻게 해봐요? 욱진아. 어. 700까지만 올려줘. 내 혼자? 어. 어 그럼 바로 미션 실패네. 그러니까요. 네. 머리까지만 올려요. 네. 다리 끼요 나도 심플. 어? 그냥 잠 뛰는데 에너지가 많이 소비된다. 짠. 야 이거 뛰면은 저거 우리. 아 그래 형 반바지라서. 아. 자신감을 가져. 너의 그걸 극복하는 거야. 너의 그 뭐야 고소공포증. 가자. 가자! 화이팅! 네, 가겠습니다. 출동! 파이팅파이팅파이팅 아, 대박. 지금 심박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파이팅 네! 파이팅 네? 그치, 말을 못 들어! <laughs> 왜? 긴장했나봐. 파이팅 상태야, 내려갈 때 이거 파란 줄 보이죠? 네. 이걸 이렇게 당겨서 몸을 음. U자로 만들어주세요. 아, 네. 90도로. 네. 네. 들리세요? 와 진짜 아무것도 안 들렸다 와 나 같아서 아무것도 안 들려 지금 올라가면서 와 아, 너무 무서운데? 오. 어. 와 진짜 무섭다 와, 저렇게 되면 뭐 진짜 무섭겠다 네 왼손 놓고 오른손을 잡고 네 오른발 앞으로 야 파이팅! 파이팅! 네. 네. 와 진짜 못 보겠어 간다! 와! 같 간다! 와 잠깐만 와! 와 진짜 무섭다 와. 아 빨리 해야 되는데 와 진짜 무섭네 욱진아! 어 하고 싶은 말 있어? 다음 사람 포기해도 돼 포기할까? 와 진짜 무섭다 아 이걸 놓를 못하겠네 야! 안돼! 가자! 가보자! 아, 와. 네. 네. 감사하겠습니다. 3, 2, 1, 3, 2, 1, 3, 2, 1. 와! 아, 아, 간다! 아, 재밌... 아. <laughs> 아, 야, 뭐 영화 찍어? 영화 아, 찍어? 진짜 무서워. three. 아, 미치겠네. 아, 아, 제발 움직여. 욱진아, 안 뛰어도 돼.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안 뛰어도 돼. 아, 안 뛰어도 돼. 용수가 뛸 거야. 아, 나도 뛸 거야. 뛰지 말자. 간다. 가다 치다 아! 가자 제발 와. 아 미치겠다 아, 아 진짜 무섭겠다 아나 진짜 무서워 와 어, 보는 것도 무서워 하나 둘셋아아 아, 미치겠다 우진 진짜 뛸 것 같아 이번에 네. 마지막이에요. 네. 그걸 못뛰면 내려갈 겁니다. 알겠죠? 네. 자, 파운드 합니다. 왼손 놓고. 자, 3, 2, 1, 짠! 무서워 아, 아, 아 너무 높아 아또 또 또 떨어져 아, 아, 아, 아, 진아 너가 이제 그거 줄 잡고 올라가야 돼 카메라 했다 나 했어 아, 엄마 아, 아, 아 발에 피가 안통어나 옥주이 뛴다 살짝 울 뻔했어 어 나도 못 뛸 줄 알았는데 막 뛰는데 내가 봤을 때 그냥 저 올라가서 그냥 하늘 보고 뛰면 은 그냥 뛸 수 있을 것같아아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무서우면 다리에 힘이 풀리거든요 진짜 그게 왔어요 <laughs> 그리고 이 떨어지는 속도가 와 네. 중간에는 이게 어디가 하늘인지 어디가 바닥인지 그렇지. 구분이 안 가서 와. 아까 물어보더라고 하늘이냐고. 네. 네. 구분이 안 가죠. 네. 어, 저 진짜 너무 떨려요. 안으로 오세요. <laughs> 제가 무서워요. <laughs> 제, 제가 무서워요. 어! 아! 아! 고소공포증 진짜 심해. 아. 내가 봤거든요. 네. 나도 있어. 뭐가 심한 건다 있어. 그 음. v, r 을 했었어요. 어. 그 오클루스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미리 진짜 기겁을 했었어요. 어. 미리 떨어진다. 떨어진다. 어. 용수야! 용수야! 용수한테 안 뛰어도 된다고 해줘요. 진짜 그 정도의 중압감이야. 무서워? 뛰어! 미쳤어. 진짜 너무 네, 무서워? 진짜 안뛸것 같았는데. 맞아, 너못 네. 뛸줄 알았는데 어. 뛰었어. 어. 엄청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 보였어. 박수! 박수! 고생했다. 와 이거 야 근데 안 뛰어도 진짜.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야호. 어때 느낌? 이 메시지 보면은 어떤 느낌인지 딱 알 거예요. 뭐가 제일 무섭냐면은 내가 여기 올라왔다는 사실을 일단 느끼지 않고 어, 어. <laughs> 그리고 갈게요! 어! 그래! 가자! 가수 있다! 못할 겁니다. 양쪽 놓고. 감사합니다. 용수야! 와, 용수한다. 와, 용수한다. 올려놓 올라요! 사랑해! 와, 대박! 와! 어, 저것도 무서것 같아. 저게 제 무서워. 아! 그만하라! 그만! 진짜! 아! 아! 아! 아! 세대반이라며! 아, 아! 아! 몇 번 올라가! 아! 아! 이 미리가 고소공포증이 진짜 심한데 음. 이런 그 올려놓보아 그러니까. 라이온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진짜 뛴 것 같아서 그게 보여가지고 대단하다. 약간 제가 약간 찡했어요 그렇, 저렇게 하는 거야? 응. 저렇게 L자로 하면. 만들어야 돼. 그 다음 어떻게 돼? 그럼 저게 내려와요. 어. 사장님이 아주 따뜻한 말로 칭찬해 주세요. 잘 뛰었어요. 너무 마음 위로가 되면서 눈물이 나. 아, 큰일 났네. 아, 나 펑펑 울게 생겼네, 그러면. 진짜, 진짜. 나보고 네. 어, 부탁해야겠다. 모질게 뭐 말해달라고. 어떤 어. 위로의 말보다 음. 가장 위로가 돼. 아. 얼마야? 140이야. 제가 그 다음에 니자 하나만 까먹고 계속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짜증나가지고 뭐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만 아, 그만! 진짜! 아! 야! 야, 이영수! 아, 진짜 너무 무서워. 우리 환영한다. 우리 당신을 핫가이 세로 임명합니다. 야, 메시지 봐요, 메시지. 월드 핫가인 제가 인정합니다. 핫가이를 넘어서 최고 핫가인 제가 인정합니다. 음, 형, 찐 핫가이 여기 있는데 아직 아직 아, 핫가이가 왜 형, 아직 핫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와! 리아 할수 있다! 라이온이 보고 있다! 아, 나 죽을 것 같아! 엄마 아빠 생각해! 어머. 야, 어. 그래도 부모님 보러 다고 그러냐. 어, 안 뛰면 안 되게 만들어버리네. 어. 아, 미치겠다. 와, 진짜 무서워. 아. 눈 감고 뛰어. 그게 최고야. 난 뛰었으니까 이런 거할수 있다, 지금. 그치 응. 그러니까 우린 뛰었으니까 애들 어. 한번더 아, 앞으로 야 미안해 나 진짜 못하겠어 아할 수 있어 이래 정신 상태가 이렇게 썩어빠져서 앞으로 뭘 할 건가 눈딱 감고 나가 하나 둘셋눈 딱 감고 나가 아, 지금 이게 둘만 축제예요 둘만 축제 이게 여유라는 겁니다 네. 이거 받고 오세요 어. 여기서안 나오네. 어. 원래 더 앞으로 가라고. 아, 지금 많이 혼나고 있어. 지금 맞아. 혼나고 있을 거 지금. 앞으로 가세요. 아. 언제 하실 거예요? 포기하실 거예요? 아, 진짜 못할 것 같아. 야, 뒤로 들어오세요. 야, 못할 것 같아. 아, 못하겠어. 미안해. 뒤로 들어오세요. 이제 아. 앉아요. 아. 내가 아까 말했듯이 내 뒤로 못한는 사람 있으면 죽었다 진짜 그게 형이야 나는 너도 죽었어 너, 너 때문에 하는 거잖아 지금 <laughs> 너 때문에 하는 건데 뭐 나는이야 아 근데 진짜 저 때문에 아닌 건데 전 뛰어야 되겠죠? 흔들려서 화상이 보여. 네.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멀리 뛰세요. 네. 자, 발판 끝에까지 나갑시다. 와! 이게 또 한 명 실패하면 이게 또 선례가 돼가지고 뒤에 사람 안 뛴다고. 아! 우리 겁쟁이 그룹 아니잖아. 겁쟁이 그룹 맞긴 해. 아, 형 그리고 그렇게 오래 있으면은 살타. 리에 다 듣고 있단 말이야. 겁쟁이 그룹 이런 말 하지 말라고. <laughs> 아니야, 나 형, 겁쟁이야. 지금 형이 할, 할 말은 아니에요. 오케이, 일어섰다, 일어섰다. 할 수 있다, 이 의장. 형 아까 만보기 하던 거 생각해요, 만보기. 형이 지금 안 뛰면 진영이형 두 번 뛰어야 된대요. 오케이, 가자, 이 의장. 오케이! 눈 감고 뛰어! 아, 못할 것 같아요. 들어오세요. 아, 뒤로 들어오세요. 이제 앉아요, 내려갈게요. 아, 너무 무서워. 내려온다. 내려와, 진짜 내려와. 또 내려와. 야, 우리 머리야, 우진아. 우리 머리하고. 아. 아, 아 미치겠네 희생자야? 아 미치겠네 와 나 진짜로 아. 나 억울하네 와 진짜 유정이 형 때문에 왔는데 유정이 형이 안 뛴다 계단 뛰어 올라갔어 아 근데 뭔가 진짜 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올라가니까 너무 무서워 진짜 아이고 이렇게 된 이상 세 명은 뛰어야 돼요 어. 규빈이 형안 뛰거든 절대 안 뛰거든 아, 아 내가 어, 왜? 내앞모 어, 왜안 뛰어 규빈 뛰겠지 규빈이 형은 안 너무 무서워. 우리 우리 알지? 어? 했는데 올라가니까 할수 있어. 아, 알지? 오케이. 마지막 희망이야. 오케이. 할 수 있어. 아, 어떻게 뛰어야 되려나. 와. 아니, 내려오라고. 내, 내려가래. 못 뛰었으면 여기서 말이라도 해야지. 어? 오디오 채워. 데려갈게, 데려갈게. 어. 오케이. 웃음이 나오지? 어. 웃음 나오지? 어, 아 잘했어 잘했어 어. 와 진짜 무섭다 진짜 어. 왜 밑에를 보지 말라는지 알겠어 실망이에요 형 형, 교훈, 교훈. 항상 입 조심하자. 규민이 형! <laughs> 멋있다! 아, 라이언! 올 여러분! 부모님! 모두! 스키스키츄! <laughs> 역시 우리 마청이 와 멋있다 네, 형 이제 줄 잡고 올라와요 그만하고 와나 보기만 해도 다리가 떨린다 와. 어떻게 한 거지 저거 미리도 고성부증 있어요 저 고성부증 있잖아요 네. 형한 한대 오늘따라 더 빛나 보인다 너가 더 커 보인다 야 지금 실제로 높은 곳에 올라와 있어 어. 아, 끝까지 나왔어 심박수 한번 인데요 그때까지 나가세요. 파란색 다리 자에서 플러스. 자, 앞으로. 아, 생각보다 무섭네요. 근데 진짜로요. 네, 네. 올라간 것만 해도 형은 일단 하나 한 거예요. 네. 아니 나는 근데 네. 아까 계속 올라가기 전에 밑에 보면 못 뛴다 해서 어. 일부러 어, 어. 진짜 보면 못 뛸 것 같아서 갈 어. 때부터 어. 눈 감고 갔거든. 어, 한다, 한다, 한다. 와, 진. 아! 어. 엄마, 아빠 사랑하고요. 우리 올리언 오브 빌보드 1등 가고 그 대표님 감사합니다 좋은 바카스 보내고 가겠습니다 파이팅! 아이스 와! 와! 와! 와, 준지 멋있다! 와, 준지! 와, 머리 때문에 더 멋있어. 왜 파란 줄 잡아요? 파란 줄 잡고 니은자, 니은자! 니은자 올라가! 아, 오케이! 오케이, 올라가! 오케이! 좋다! 못할 것 같아요 움직여 제발 아, 그 와 대박! 저희가 종합한 심박수를 네. 얘기해드렸습니다. 끝자리 9, 끝자리 9? 가운데 7, 와 앞자리가 679? 설마 천 넘었어. 앞자리가 700. 779네. 779네? 됐네? 800점까지잖아. 아니 이게 700점 안에만 들어오면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700점. 그러면 실패지 바보야. 아니 700점. 아이 아이 아이. 깜짝 놀랐어요. 700점대. 저희 그러면은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아쉽게도 실패됐습니다. 아! 카메라 감독님 한 분 퇴근시키겠습니다. 진짜요? 어? 안 돼요 가져가세요 어 아. 아니에요 이쪽인데 이쪽 아닌데 아, 이쪽 이쪽 아닌데 다음 미션 장소로 네. 출겠습니다 출발 let's go 미션 가자 뭔들 이것보다 무서울까 번지점프보다